아침제, 암전인하고 섞어주세 완전 포인트인데 지금 두 개의 반인 바디가 지금 쉐입이 안 예뻐. 꽃이 우와 대박 핑크 벚꽃 벚꽃 핑크 사쿠라데 어머 어머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쁘 예쁘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하트인데 어. 하트만 있어도 예쁠 것 같아 어, 하트만 있는 게 예쁠 것 같아 이 사쿠라데 사쿠라데 사쿠라데 너무 이뻐 어떻게 이름이 사쿠라야? 그러면 사진을 사진을 아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? 아직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꾸라짱 <laughs> 왜 이렇게 웃기지? 근데 꾸 근데 눈치가 빨라서 아 예상했어 아, 저도 아, 아 no 그럼 가만히 있고 잠시만 이걸 어떻게 왜 안... 어, PPT를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기지? 아 여기다 하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 여유 있나요? 오. 어. 어, 음, 귀엽다. 자기 실력에 아마 실력 좀 5초 사이에 늘어나. 그 때리면 이 정도면 어, 됐어. 아 좀 너무. 아 괜찮아. 아, 아, 애들이 아, 꼼꼼해요. 아 완벽해 어떡해 언제 와? 아니요 언니는 아, 눈치가 빨라서 거예요? 뭔가 아 오늘 기대하고 있었니 아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지? 그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몰카야? 몰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몰카 아니죠 나는 나까지 몰카 싶구나 했어 그래 그러니까 나만 모르나? 어, 핸드폰 핸드폰 모르는 사람 Take you to college. 크라파 이거, 제, 이거 직접 제작해서 감사합니다 <laughs> 표정 어, 네. 예상했나요? 예상? 아, 솔직히 했죠 언니 막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뭐 아 진짜? 네, 했었는데 네, 맞아 맞아 너무 감사해요 아, 고생했어 오늘 이거 누가 만든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 명에서 군인 생일 네. 처음이잖아요. 처음이지. 네. 저희 팀 되고 나서 맞아. 그러니까. 첫니 생일이에요. 언니 언니 이두 손으로 잡아주세요. 아, 까보다엄불안했어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아, 진짜. 정말. 음, 단체로. 하나 게 진짜 이거 평생 뭔가 보관해고 그러니까. 어제 촬영 끝나고 12시 지났는데 아무도,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아! 아니 맞아 아무도 아무도 아니 그렇게 안 아, 다 같이 하, 해야 돼서 안 맞아, 하는줄 알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반에 가람이가 있는데 왜말안 해줄까 <laughs> 저하고 아,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보니까 네. 더 좋고 네 이제 진짜 진짜 데뷔까지 얼마 안 남아서 진짜 편지도 다 준비했어요. 어 진짜? 네, 사진도 네. 준비했어요. 네? 맞아요. 네. 네. 그건 따로 어, 드릴게요. 이따가 숙소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. 다들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미라키 사쿠라 짱이